안녕하세요. 저는 원진성형외과 홍보모델 김한입니다.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? 자신의 매력? 저요? 응. 보조개. 보조개? 어디? 오. 자연산 자연산. 자연산 <laughs> 보조개? 얼굴은? 얼굴은 조금 더 선댔어요. 왜 그래요? 코는 다 하잖아요. 눈치. 네, 그치. 다 하고. 어떤 수술 받았는지 설명 좀. 어, 다 말씀드리면 이제 코, <clears throat> 콧대와 이제 끝에를 살짝 올렸고요 눈밑 지방제 배치 그리고 윤곽 수술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저 코와 저 턱이 바로 원진 성형외과에서 만들어주신 코와 턱이죠 네 그렇죠 섹시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3번 포즈 전에는 되게 강하다는 인상만 좀 많이 셌고 그리고 더 올드해 보인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음, 지금은 좀 더 부드러워졌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좀 더 어려져 어려 보인다 또는 이제 부드러워 보인다 턱을 한지는 모르시고 그냥 어? 살 빠졌어? 얼굴이 더 조그마졌는데 그냥 좋은 이제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진빨이 많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저기 보시면 코선이 많이 달라졌죠? 턱 하면서 얼굴도 더 조명해진 건 당연한 거고 네, 비율도 더 좋아 보이고 만족하죠